우리는 항상 그냥 여기서 건너서 버스 전용장 갑니다 <laughs> 끝! 아 진짜 오늘 32도예요 네 확인했는데 32도입니다 미쳤어요 미쳤어요 진짜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지금 뭐하러 오셨죠? 네 우리 지금은 서울대학교 투어 끝났습니다 이제 밥 시간이라서 음, 너무 배, 고파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f i n conseguir seguir, tá? Amazing. 넘어가 8 Oh! 아니야 끝났어 예. 야 이거 아니야 사기꾼들야 사기꾼 네 여기까지고요 서울대 입구에 오면 뭐 할 수 있어요? 서울대 입구에 많이 오시면 자료소도 있고 게임전도 있고 저희 위에 서울대 학교도 있습니다 진짜 학생 생활을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네. 아 재밌는 것도 많고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어. 재밌었어요 사실 이렇게 새로운 동생도 자 뭐지 잘생긴 동생 아 왠지 아, 생겼으니까 아, 아 갑자기 한국말 안 나와요 생겼으니까 너무 기뻐요 사실 아 너무 좋아요 이런 예쁜 누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머 진짜 <laughs> 하지마 하지마 진짜 미치겠네 <laughs> 미치겠네 진짜 아쉽지만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재밌는 것도 많이 해봤는데 더 재밌는 거 해보고 싶지만 네. 어, 사실 너무 고 집에도 가야 됩니다 예예예 <laughs> 예, 예. 근데 다음 동영상에서 재밌는 곳도 찾아볼게요 네. 그래요? 네, 벤지도 아마 같이 있을 거예요 그쵸? 네 알았어요 다음 동영상 만나요 하나 둘셋 헤 데이 드림 멤버 안녕